우도 갈 거야 우도 우도선 착장에서 만나 그 외에 다른 곳에 도 가보자 여기 말고도 예쁜 데 많다 예쁜 데 많다 What you mean? 또 another place quickly take a pic 여기가 비양도 비양도 봉수대 한번 올라가 볼까? 응? Yeah. Where? yeah, look at me. 빨리가딱없어네손도막그럼?뭐? Best. dance, we dance, we dance, we dancing. 여기가 우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서점이야 근데 진짜 유명한 서점이야 아, 그 네가 한국말을 잘 모르겠지만 <laughs> 서점이라는 것도 음, 어떻게 보면 자신의 취향을 컬렉션 하는 거거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? <laughs>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